준비 좀 해볼까? 헐. 안녕. 어, 보일러 뭐 켜. 머리는 반묶음. 이제 나가볼까? 힘들어. 여기 회 먹으러 갈래? 회, 회도 오늘 땡기지 않아. 안 땡겨? 응. 홍대에 와서 동생을 만났어요. 아니 나도 줘야지. 순제 떡꼬치입니다. 음! 이건 뭐지? 이게 뭐였죠? 치떡 홍대 비치비치로 왔어요. 오늘 어, 여기서 밥을 먹고 동생이랑 알라딘을 보러 갈 거예요. 타임스퀘어 가가지고. 너무 좋아. 알라딘 진짜 보고 싶어. 디 와가지고 타임스퀘어로 왔어요. 이제 영화를 볼 거예요. 못 뭐 찾아? 화장실? 찍어줄까? 응? 뭐라고? 찍어줄까? 되게 달, 그만, 그만. 달걀 귀신처럼 나와, 저 빗대 왜. 진짜? 이제 우리는 영화를 다 보고서 집으로 갈 거예요. 진짜 깜깜하게 나온다.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, 진짜. 4D로 봤는데 역시 4D로 보길 잘했어.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. 너 씻을 거야? 오늘 알라딘을 다 보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알라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4D로 봤는데 막 가루가 막 날리고 향기도 막 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와 진짜 개꿀잼. 헉, 감사합니다. 아주 예쁜 컵에. <laughs> 이제 우리는 자고 내일 내일 춘천에 같이 내려가려고요. 동영상 원피스 주면 다리 움직이면 안돼 알았지? <laughs> 나 거칠다 올라가네 어디까지 나왔 실내 나와? 응? 나오냐고? 안 나와. 아예 그냥 이쪽에만. 짠! 원피스를 샀어요. 너무 예뻐. 완전.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. 오, 근데 진짜 예쁘다, 이렇게 보니까. 음. 튤립무늬에요, 튤립무늬. 더 예뻐, 더 예뻐. 가격은 49,000원. 어라운드 코너에서 샀어요. 질감도 되게 괜찮은데. 응. 만져볼래? <laughs> 네. 뭐라고? 괜찮다. 그리고 오늘 아까 동생 만나기 전에 샀던 거지만 제 이 의도와 맞지 않아요. 가방에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여기다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할까? 지퍼를 글루건으로 너 글루건 있어? 어. 헉, 해줘. 거기 첫째 칸. 그 옆일걸? 아, 니 근데 이거 상물 너무 불안해. 어, 다음에 이사할 때 버리려고. 종이 같은 거는 샀어야 했는데. 자, 일단은 지퍼를 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또 쓰레기 만든다. <laughs> 또 쓰레기 만든다고 생각하겠지. 돈 주고 쓰레기. <laughs> 돈 주고 쓰레기 만들게 그래도 이건 6천원짜리 쓰레기라서 괜찮아. 땅 파면 6천이 나오냐? 너무 직설적인 어? 그런 뼈 때리는 말은 사양하겠어. 나 알라딘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이 얘기만 벌써 세 번째.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어요? 알라딘에서 양탄자 타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 아니야? 그치 근데 응. 야, 알라딘에서 양탄자 정도는 괜찮지 그치 않 기본적인 거니까 저는 기생충도 보고 좀 약간 그냥 항상 좀 그때그때 나오는 영화 웬만해서 좀 보는 편인데 대단해요. 음, 요번에 나온 영화는 알라딘은 진짜 보면서 내내 즐거웠어요 진짜. 즐거. 응, 어, 너무 즐거웠어. 만약에 언니한테 그런 원숭이 한 마리랑 응. 원숭이랑 호랑이랑 앵무새 중에 한 마리 고를 왜? 스폰가 중에 한 마리 고를 수 있으면 누구 고를 거예요? 원숭이, 호랑이 그리고 한 마리는 뭔데? 앵무새. 앵무새? 아 앵무새 너무 떠들어서는데 호랑이가 좋지. 앵무새 진짜 호랑이 어 진짜? 같이 들어갔을 때 속이 시원했어. 네. 레알 그냥 방귀기만 <laughs> 하고 아니 그냥 어. 나는 호랑이. 호랑이? 호랑이 없지. 호랑이 아 근데 원숭이가 귀여운 거 같아. 가성비는 갑이야 <laughs> 그야 물건도 알짜배기만 훔쳐오지. <laughs> 아 이거 예쁘게 안 썰릴 것 같은데. 가비가 왜 이렇게 무거운데? 이거위 우리 이빨로 갈아줄까? 왜 이렇게 쌍벌하게 말을 해? 내 말을 그렇게 하니? 음. 내 핸드폰 어딨지? 지금 시간을 볼까요? 지금은 3시 3분 <laughs> 너무 늦게 일어나서 오늘 동생이 지금 동생은 회사를 갔고 빨래를 널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빨래를 한번 널어볼 거예요 <coughs> 어, <coughs> 감기 걸렸나? 빨래가 완전 많아요. 저를 시키려고 잔뜩 돌려놓고 갔나봐요. 빨래 널기 끝! 이제 점심을 먹어볼 거예요. 근데 빨래 널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<laughs> 글쎄 저한테 제 속옷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. 속옷이 좀만 입어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. 이제 이유를 알겠네요. <laughs> 그럼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? 자, 동생네 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즉석 라볶이 저거 먹어야겠다. 저는 지금 저게 좋을 것 같아서 즉석 떡볶이를 먹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<laughs> 이놈이 설거지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떡볶이를 해먹으려면 설거지를 해야 돼요. 왜냐? 이 팬이 하나밖에 없거든요. 정말 그지 같다. <laughs> 자 그러면 한번 설거지 먼저 해야겠군요. 집에 참 예쁜 컵이 많아요. 설거지도 안 하면서 <laughs> 설거지만 잘하고 다닐 것이지 항상 이 집에 오면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있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서 팬을 아야 팬을 닦아서 또 설거지를 해야 돼 먹고 나서는 <laughs> 완전 최악이다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을까?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. <laughs> 그래도 난 설거지는 바로바로 바로 하는 편이었는데 음! 난 이런 집게 닦을 때가 제일 싫어. 손으로 닦자 그냥. 자, 이제 대망의 펜닦기. 라볶이 설명. 떡에 물을 헹구어 건져냅니다. 떡볶이의 신 즉석 라볶이에요. 팬에 물을 500ml 500ml를 어떻게 알지? 아 그래서 이걸 꺼내놨나? 혹시 이거 세제컵 아니야?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이 프라이팬을 저걸로 닦으라고 하던데 그냥 기름으로 기름으로 닦는 해다고 하던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. 떡을 물에 헹구어 왜 물에 헹궈야 되는 거죠? 건져냅니다. 물은 뭘로 떠야 될까? 500ml? 음... 종이컵으로 4, 5컵이래요. 하나, 둘, 셋, 넷. 나중에 모자라면 더 넣어야겠다, 차라리. 자, 이제 불을 올려놨고 이제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. 저는 쓸데없는 설거지거리를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뜯을 거예요. 맛있겠다. 안 그래도 떡볶이 생각이 났는데. 빨리 끓여주세요. 배고프단 말이에요. 오, 되게 먹음직스럽다. 아, 떡이 말랑말랑해졌다. 아 빨리 좀 끓어. <laughs> 답답해 죽겠네. 씨. 배고파 죽겠는데 왜 안끊는 거야. 4분간 늘어붙지 않게 저어주다가 사리면과 건조파를 넣고 끓여줍니다. 떡이 말랑말랑해졌으니까 이제 이 넣어도 되지 않을까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소스 너무 너무 많, 많은데? 물 너무 많이 넣나 봐. 음, 근데 저는 전기 스토브 좀 별론 것 같아요. 전기 스토브 항상 뭔가 끌어도 끓지 않은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스가 더 좋아요. 물론 그게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. 자, 이것은 파. 자, 됐다. 이렇게 하고 자, 떡볶이는 이 정도 완성. <laughs> 에이, 책상 닦을 거니까 그냥 여기다 놓자. 뜨거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3시 55분? 동생이 6시까지 끝나기 때문에 6시에 맞춰서 홍대에 가기로 했는데 <laughs> 과연 갈수 있을까? 먹고 설거지하고 씻고 화장하고 아이고 라면이 맛있네 떡은 그냥 조금 그냥 그래요 엄청 맛있진 않고 속까지 양념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맛있게 되어 보이는데 속까지 양념이 배진 않아가지고 근데 라볶이가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면발이 빨리 이제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지금 핸드폰 어딨지? 지금 한 7시 반? 이 정도 됐는데 오늘 좀 늦게 퇴근했대요.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요. <laughs> 출발해볼까요? 버스를 타고 타임스퀘어로 갑니다. 버터핑거에 왔습니다. 내가 다시 찍어줄게. 버터핑거에 왔는데 오늘 동생 집에 나오는데 맛있게 드세요 흥분한 나머지 씻어버렸어 어때? 맛있어? 섞어야 돼 섞어야 돼 어느 스타일 맞아? 아니야 이거? 올바라? 올바른 주스 맞아? 아니야 우와 맛있겠다 아, 이거 먹어봤어? 어? 먹어봤어? 아니 안 먹어봤어 진짜? 맛있겠는데? 썰어줘 아니 언니랑 원래 먹기로 한 메뉴가 어. 3, 4인용이래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나 배, 배불러 나 아까 사실 그 라볶이 먹는데도 와 진짜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 그 양이 되게 많잖아 어 그 한 봉다리가 진짜 1인분 양이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와 어, 2, 2인분 될것 어. 같아